같은 얘들은 안 걸려야 할 텐데. 똑같은 얘들 각이다. 아, 안 돼. 뭔가 진짜 각이다. 안 돼. 진심으로 각이다. 아 허리 아파. 안 돼. 나도 허리 아파. 어, 아, 어, 수고, 망했어. 이거 또 물포 같아. 어, 수고해라. 네. 어, 진짜네. 아, 마오리 캐리가, 어. 넌 진짜 망한 것 같다. 가랴 잘가 혼자 <laughs> 맞고 가래 여기 난 책이야 응? 또 뭐? 예. 예. <laughs> 뭔데? 좋아. 자. 어디 갔지? 오맨 있던데. 오맨 다섯 명 있는 것 같은데. 아. 아. 자, 나 띄우고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어, 그거야. 아 서퍼 놀래라 나? 아야 놀래라 아픈 사람 아프나 아 근데 난 지금 이아니고 네. 애들 존나 한다 그 어? 어? 잡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죽어줬어. 이거 이겨야 돼. 네. 어, 나 밥 먹으라는데? 먹으래? 나, 나 늦게 먹어야 돼. nice. 아군이 당했 안녕. 아 뭐야 나 이제 썼는데. 아고. 어 잘못 박았다. 아예 아예. 나 가빠 타 있어. 가타 있어. 랭키 언제 오냐? 나, 어? 나 몰라. 어? 저 이런 거 몰랐는데. 어, 어 와, 아, 이거... 와, 이렇게 공격도 가능하구나. 오. 어, 그럼 바이킹 찍고 간 다음에 그것도 되겠네, 서든 아, 안 되나? 용삼으로 찍고 가면 되겠다. 아, 가위가위바위보 방해하지 마. 아니 왜 가위바위보를 해? 아, 한 명만 해. 아 나도 해야 할때 이게 뭐해? 뭐야? 요리. 예. <laughs> 이거 하면 뭐해? 그냥 아, 하는 거야. 네, 30판이야, 30판. 난3판이래 팀챗이야. <laughs> 이겼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 킬. 저 하나 죽이려고. 어. 넣어줄까? 어. 어. 아, 왜 되는데, 가 이거. 어? <laughs> 뭐지? 아, 수봉 수봉으로 이겼네. 제일 재 아야 닉미 그거 다 빠졌다 유령 뭐 아이고 딜탐 준비해 아 딜탐 리스크 다 썼네 <laughs> 됐다 아 그냥 고나 아, 망해버렸고 아 뭐야 저거! 이렇또 뒤지고 어. 이거 나가는 게 엄마야. 같은데. 아니 나 가위바위보 해야 돼. 괜찮아. 그런 걸 즐김러라며 즐김러라며 즐김러는 즐겨야지. 아 그렇네. 아 뭐. <laughs> 아니 맞 맞는 말이긴 하지. 즐김러라면 즐겨야지. 찌지마 잠깐만 아? 어? 금방 할게 내 군무 관련 리얼 콤보도 어? 그런 게 나. 그, 그런 거. 그냥. 맞고 있어. 라면 먹을래? 아니 아니 형 진짜. 먹어 먹어 먹어 난왜 그리 못생겼니? 못생겼다니 너무하네 <laughs> 맞는 말이잖아 너 내 얼굴 알아? 아니 알긴 그러면서 그러게 <laughs> 근데 넌 어떻게 알아? 마이안 맞고 어째서 진쟁트라는 거 네. 아야 올려야 되는데 내가 피탐 준비하자 시원한 게 나을 거야 또 올려야 지 나이스 스봉 아 뭐야 <laughs> 길막하다니 도망가는 거 누구? 어? 찾긴 내가 썼어 이미 예. 오, 두 마리 낙관해주고 한 대 한대 어? 도망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안돼! 아 잠깐만 지도 뒤진다 뱅티 어, 살았네 아. 어 안돼 일어나지 말지 뱅티 뒤지고 뱅티 <laughs> 뒤졌고 뒤지고 어 자, 아, 밥. 한번 꽂게. 형, 업체일 거야?